열받게 잘하네 어 뭐야 이거 아 버블킥 우와 어 제발 집중하자 어. 아이씨 어떡하지? 피가 좀 남을 텐데.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?